오늘은 제가 가운데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가운데 앉으니까 바로 네. 아, 분위기 바로 좋아졌어요 어, 오늘은 제가 왜 가운데 앉았냐면요 좀 피부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자 제가 가운데 앉아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장우성 원장님이 네. 피부과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가운데 앉기도 했지만 이 우리 닥티리오 영상의 댓글들이 장우성 원장님이 피부에 대한 칭찬이 정말로 뜨거워요 보셨어요 혹시 영상 댓글들? 네, 봤습니다 뽀샵한 것 같다 뭐 하얗다 이런 댓글 제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박덕준 원장님이나 저 저에 대한 건 언급조차도 별로 없고 <laughs> 저한테 있었던 언급이 뭐 유재석 닮았어요 뭐. 아이 그좀 자주 자 들었어요 사실 아 네. 말씀도 재밌게 잘 하시네요 되게 깊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박덕준 원장님은 또 약간 웃음소리가 아, 제 댓글이 있어요? 있어요 어. 맨 오른쪽 분아 너무 예. 감사합니다 박덕준 원장님 웃는 소리가 김석진 웃음소리 아. 김석진이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진아 편집 그런데 또 장우서 원장님은 피부과 선생님 피부 실화냐? 괜히 피부과가 아니구나. 왼쪽만 포샵한. <laughs> 확실히 피부과 쌤이 피부가 좋으시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로 그렇다. 딱 보면 하얀 건 피부고 검은 건 수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댓글에 이제 여러 가지 다행히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피부 관리 꿀팁을 알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 많은 메시지 전하진 않을 거고요 뭐 딱 한두 개만 전해드릴 건데 제가 피부과 의사가 된 다음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요? 선크림을 매일 바르는 겁니다 출퇴근하거나 이럴 경우는 당연히 바르고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 안 바르셔도 되는데 베란다로 통해서도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 거실에 있고 이렇게 하시려면 바르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을 어느 정도로 바르시는지 그리고 너무 많이 바르면 끈덕져서 약간 기름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좀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좋을지 전문적인 얘기 제가 안경을 쓰고 어, 보기인가요 <laughs> 신빙성을 좀 아... 드리기 위해서 네. 근데 사실 선크림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거의 다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음. 잘 바르시는데 그 SPF 수치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만큼 차단을 시키려면 거의 약간 떡칠하듯이 바르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바르면은 자외선 차단은 되지만 사회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바르라고 권유는 저는 감히 못 드릴 것 같고요 음. 약간 로션처럼 펴 바르되 이게 저희 땀이나 생활하면서 씻겨 나가기 때문에 한 3, 4시간마다 음. 이렇게 덧발라주시면 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가슴이 안 하다 하실까봐 미국에 있는 제일 유명한 NEJM이라는 논문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 나온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요 아 이게 영국 네, 이거 지금 보이세요? 유명한... 네. 네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미국 버스 기사분이에요 25년 동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미국 한국은 법적으로 차에 그 선택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면 좌측 이제 피부의 노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한 사람인데 네. 얼굴이 좌우가 한 20년 차이 나는 거 예, 예. 아니에요? 이 뭐 노화된 거를 돌려달라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음. <laughs> 그러니까 예방 이렇게 네, 차원에서 네, 미리 자외선으로 음. 광노화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음. 같습니다 음. 장원수 원장님은 선크림 선택하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 같은 거 있나요? 아 최소한의 조건 사실 요새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간 상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제품들 다 괜찮고요 수치를 꼭 확인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높은 게 좋다기보다 SPF 지수 30 이상 음.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아 그거는 네, 3개 3개 어. 정도 어... 바르시는 게 좋고 요새 여성분들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같이 이제 섞여있는 화장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독 자외선 차단제를 먼저 하나 바르시고 그 위에 음. 화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자외선 차단제가 크게 두 종류가 네. 있잖아요. 네. 보통 유기자차, 네. 무기자차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는데 네. 둘 중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사실 피부에 대해서만 보면은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음. 이게 백탁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허옇게. 네. 음. 그래서 보통 요새는 적당히 대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거에 음. 맞춰서 바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바를 때마다 뭔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가능한 무기적 성분 위주로 된 걸로 바르시는 음. 게 좋습니다. terminar. 자 지금 그 장호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는 자외선 차단제 네.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네. 내가 피부를 위해서 좀 돈을 투자하겠다 피부과를 가겠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추천해 주세요 가성비 어. 값 시술인가요? 사실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이제 효과를 보이면서도 저렴하게 시술 받을 수 있는 거 저는 보톡스를 꼽겠습니다 보톡스 네. 음. 저도 동감 정 네. 보톡스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다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게 5년 10년 전만 해도 절대 이런 네. 말이 나올 네, 수가 없는 맞습니다. 예. 그런 재료인데 네. 이제 의학의 발전으로 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면 얼굴이 괴물처럼 이상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오해를 좀 풀어주시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좋은 사진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 사진 이거 어떤 관계신 것 같아요? 시술 전 시술 후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시죠 사실 이 두 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쌍둥이인가요? 네 일란스 쌍둥이에요 어. 근데 보톡스만으로 지금 이만큼 그쵸? 좋아진 건가요? 네 오른쪽에 계신 되게 젊어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마, 미간, 그 다음에 눈가 이 부분에 이제 음. 꾸준히 음. 맞으셨고요 음. 왼쪽에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시는,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보톡스를 13년 동안 한 두 번 정도 맞아보셨대요 음. 네. 보면은 이마 네. 가만히 이제 그렇죠. 무표정한 네. 얼굴이잖아요. 근데도 네.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는 이마 라인이 보입니다. 음. 그렇죠? 이분은 거의 안 보이시고 음. 예. 주름이 안 음. 보임으로써 피부 결 같은 것도 훨씬 좋아 보이시고 그런 보톡스 시술이 가성비 가오. 피부과 전문의 장우성 원장님이 추천한 딱 두 가지 본인의 백옥 같은 피부의 비결 첫 번째가 자외선 차단제 두 번째가 보톡스 근데 사실 이런 영상 찍으면 마치 병원 홍보나 광고라고 <laughs> 생각하실까 봐좀 우려스럽긴 한데 광고 뭐가 아니고 그냥 팩트 사실이잖아요 네. 자외선차단제는 어디 가까운데 마트에 가서 구입하시면 되고 보톡스는 저희 병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냥 어디 가까운 그쵸? 병원 네. 어디든 요즘엔 다 보톡스 네. 시술하시니까 본인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네. 보톡스 가까운 곳에서 맞는 걸 네.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가운데서 진행을 하면서 피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쓰시고 특히 또 우리가 또 가운까지 입고 아, 댓글 중에 저 사람도 의사 맞냐고 물어본 댓글이 몇 개가 있었어요 아. 의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운도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피부에 대한 꿀팁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콘텐츠로 또 제작을 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듣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어렵지? 내가 할 때 이렇게 날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편하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까지 저희는 닥트리였습니다 아이고 잘했네